너무 깜짝아 루시도 궁금해 궁금한데 못가 루시는 가네 안녕 친구 안녕 너무 착하다 쟤 루디야 우리 루디 힘들어? 루디루디할머니한 가자 어때 이뻐 루디 루시 Bye.